야마토 정신의 중심이 대화인데 조화죠. 일, 조화를 지금 이게 예절이에요. 일본이 왜 그렇게 예절 예절하냐면 이 화 정신, 화. 화. 이게 뭐냐면 약육강식 논리에 순응하라예요. 화가. 지배층한테 순응하라. 조화를 이뤄야지 판 깨지 마라. 한국인들이 제가 제가 아는 분들도 가서 일본에서 너무 열심히 일한 분들 바로 지적당하더라고요. 조직에서. 혼자 튀지 마라. 그러니까 막 일본인들 일하는 게 답답하니까 느릿느릿 일하니까 막 밤새 해버린 거예요. 와서 너 분위기 깰래? 화 깰래 이거예요. 화 깰래? 튀지 마라. 튀지 말고 수능에서 조용히 따라와라. 전체 조직에 순응하라. 여러분 인욕만 인욕바람이 아닙니까? <laughs> 예절이 인욕바람일만 강조되는 나라 무섭지 않나요? 조화를 이뤄라. 오막나 어, 혼자 뭐 좀 해보고 싶은데 조화를 이뤄라. 조화를 이뤄라. 그 조화의 핵심이 뭐냐? 천황한테 순응하라. 강자한테 순응하라. 튀지 마라. 강자한테 순응하라. 특히 일본은 큰 자연재해 많이 당하죠. 무기력해요. 자연재해 한번 맞으면 얼마나 지금 무기력해지겠어요. 그때 논리가 인욕하라. 신도가 가르쳐주는 게 그겁니다. 하나님을 믿고 인욕하라, 순응하라. 하나님의 대리인인 천황한테 순응하라. 그 천황이 혹시 그대들을 유명한 신도학자들의 주장입니다. 천황이 잘못되더라도 자연재해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원망할 수 없듯이 천황이 그릇된 판단을 하더라도 우리는 천황한테 순응하고 천황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. 왜? 천황은 하늘과, 하늘과 같은 존재고 태양과 달 같은 존재다. 이걸 배워요. 이게 화예요. 화. 조화. 튀지 마라. 순응하라. 이렇게 지금 세뇌당했고 자연재해를 많이 맞았고 얼마나 많이 맞, 맞습니까? 다른 나라보다 엄청 맞는데요. 그래서 그런 그리고 강한 그 권력 천황이라는 아주 지금까지 내려오는 천황제에 또 세뇌돼 있고 신도라는 사상으로 인해 이렇게 무기력해져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. 일본 국민도 사실 각성시켜야 됩니다. 그렇게 살 게 아닌데 이렇게 세뇌당하다 보니까 무기력해진 거예요. 튀지 마라. 조화를 이뤄라. 강자한테 순응해라. 근데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 또 하나 아실 수 있는 게 있어요. 화를 강조했다 야마토 정권이 그러니까 이 정권의 주체들은요 외지에서 온 엘리트들일 겁니다 도레인들 아라 저기 아리 아리안족이 드라비다족 공격하고 세운 게 카스트 제도예요 카스트 제도의 핵심이 뭐냐면요 튀지 말아요 네가 맡은 카스트에 최선을 다해라 설사 네가 지금 상인인데 상인인데 무사로서 자질이 있더라도 너는 상인의 카스트에 충실할 때 하늘이 널 높게 친다. 이게 바가바드 기타에 나온 내용입니다. 더 잘할 수 있는 어, 그 일이 있더라도 네 카스트에 맞는 일만 하고 튀지 마라. 똑같은 논리를 우리가 아는 성덕태자 17조 헌법이라는 게 일본의 아주 기본 정신이 담겼는데 화해 정신이 담겼다고 하는 문건인데 거기에 뭐라는 똑같아요.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 조화를 이뤄라. 튀지 마라. 이게 야마토 정권, 야마토 정신입니다. 대화 정신. 근데 그 배후에 들어가 보면 도래인들,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래인들이 본토인들, 그게 신도에서는요. 본토인들은 국진신이라고 지상신이라고 설명되고요. 천신족이 고천원에서 내려와 가지고 일본을 통치해 준 겁니다. 그게 역사적으로는 그게 어디로 보여요? 한반도 도래인들로 보여요. 그 도래인들이 그러니까 천진신, 천진신이 국진신을 지배할 때 강조한 게 뭐예요? 화. 이게 아리아인, 저기 아리안족들이 드라비다족 지배할 때 강조한 게 카스트. 각자 자기 역할에만 충실하라. 뭐 역할도 다 정해놔요. <laughs> 그리고 너는 그것만 해라. 다른 게 더 잘, 잘할 수 있더라도 하지 마라. 튀지 마라. 이해되시죠? 이, 야마토 정신, 그리고 이런 천황제, 신도 이게 어떻게 연결돼서 지금 일본 우익들의 아주 본, 본질을 형성하고 있나 보셔야 돼요.